안녕하세요 심샤리입니다 여러분 13월에 보너스 연말정산 모두 다 만족스럽게 받으셨나요? 저는 이번에 약 272만원 정도의 돈을 받게 되었어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싶었던 220만원 방클리프 아펠 팔찌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가 아니라 사실 엄마가 이번에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시는 바람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가게 됐다 해가지고 흔쾌하게 생활비로 200만 원을 드리게 됐어요. 팔찌는 뭐 아쉽지만 괜찮아요. 아주 나중에 만나게 될 돈 많고 잘생기고 어린 남자친구가 사주겠죠 뭐. 농담입니다. 보너스는 자고로 바로바로 써야 제맛 아니겠어요? 바로 호텔이랑 뷔페 예약해버렸습니다. 제가 예약한 호텔은 사진상 오른쪽으로 보이는 아부다비 트레이더스 호텔로서 4성급입니다. 사실 원래 제가 예약하고 싶었던 호텔은 왼쪽으로 보이는 5성급 샹그릴라 호텔이었는데 예약이 이미 다 차버려서 아쉽게도 묵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트레이더스 호텔이 샹그릴라 호텔의 sister 호텔이라고 할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샹그릴라에서 투숙했을 때 찍었던 영상이에요. 룸 정말 좋죠? 이 당시에 업그레이드를 해줘가지고 정원이 있는 트윈룸에 혼자 묵었어요. 룸 컨디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보여드릴 트레이더스 호텔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박에 12만 9천원 정도로 예약을 했고 72만원에서 투숙비를 제외하니 59만 1,500원이 남네요. 심샤리가 예약한 호텔 뷔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부다비에 위치한 로즈우드 호텔에 있는 아쿠아라는 레스토랑인데요. 매주 토요일 1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한국 돈 약 91,500원으로 브런치 뷔페를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브런치가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음식들이 브런치 메뉴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같이 로즈 우드 호텔 브런치 먹으러 갈까요? 아쿠아 레스토랑은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어요. 수영장 옆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투숙객들은 수영을 하면서 뷔페를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심샬이랑 뷔페 메뉴 구경해볼까요? 담 매니저가 다른 음식을 퍼오는 동안에 먼저 도착한 심사리는 오렌지 주스만 마시고 으리으리하게 그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배가 고파서 먼저 살짝 한입 했어요. 짜잔! 스테이크랑 seafood를 골라서 주문하면 즉석해서 구워줘요. 바로 구워서 그런지 엄청 맛있더라고요. 고기 흡입하고 매니저한테 스시 좀 갖고 오라고 시켰어요. 역시 밥상은 남자가 차려야 제맛이니까요. 심샤리는 그저 평온하게 악기 연주나 구경했습니다. 와 너무 놀라웠던 게 굴이 뷔페 메뉴로 있더라고요. 여기서 굴은 한국에 비해 비싸서 고급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seafood도 해치웠고 슬슬 다른 메뉴 조지러 일어났어요. 더 먹어야 하는데 야속하게도 배가 불러왔네요. 트레이더스 호텔에 와서 체크인했어요. 운이 좋게도 업그레이드를 받아가지고 예약했던 방보다 훨씬 좋은 방에서 묵을 수 있게 됐어요. 기분이 정말 좋았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짜잔 무려 수영장 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많은 수영장이 있는지 아세요? 보여드릴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일단 여긴 호텔 앞바다예요. 너무 평화롭죠? 좀 걷다 보니 수영장 하나가 나왔어요. 또 걷다 보니 하나 더 나왔어요.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만 해도 총 4개네요. 수영장들을 지나치면 수크가 나와요. 예전에 해질녘 수쿠에서 바라본 그랜드 모스크가 참 아름다웠던 기억이 나서 해 떨어질 시간에 맞춰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예전엔 없었던 건물이 그랜드 모스크 앞에 딱 생겼어요. 그랜드 모스크를 딱 막아버려서 아쉽게도 예전에 봤던 view는 이젠 볼 수 없게 됐어요. 대박! 여러분, 여기 반클리프 앞에 짭 팔고 있어요. 부자 나라에서 이미테이션을 팔다니.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은 어딜 가나 다 똑같네요. 이 수크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곤돌라를 타고 트레이더스 호텔, 샹그릴라 호텔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오로지 투숙객만이 무료로 곤돌라를 이용할 수 있어요. 베네치아를 모티브로 한 것 같은데 제법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나요? 선착장에 캡틴 전화번호가 써 있어요. 무작정 기다릴 필요도 없고 손을 흔들어서 배를 정차시킬 필요도 없어요.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컷! 아, 힘든 유튜버에서 <laughs> 약속된 시간에 곤돌라가 왔어요. 여러분, 심샤리랑 같이 곤돌라 타고 한 바퀴 돌아볼까요? 오늘 소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싸 커피가 두 개 합쳐서 54디르암 맛있으면 된 거야 네, 쉽게 먹겠습니다 피와 같이 48만원 정도 남았네요 저는 약간의 돈을 더 보태서 4월에 두바이, 네팔, 왕복 항공권을 끊을 예정이랍니다 제 네팔 친구와 함께 갈 예정이니 네팔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보아요 안녕